하는 별빛을 보며이 마음 끝없이 달리네 한없이 정다운 밝은 그 미소 이 밤에 더욱더 그립네 숨어주며 가실까 눈비를 더 먹어 우릴 키워준 그 사랑 갈수록 걸으며 满足我。